둥강아지 둥강아지라고 합니다. 어, 아시는 둥강아지 둥강아지 댄스. 둥강. 아니, 둥멍 둥멍 둥멍이 둥멍 둥멍 괜찮네요. 괜찮은 거. 저 오늘 디자이너의 엔젤이었습니다. 약간 제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네. 다음 엔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엔젤 또 시작이 저잖아요. 네. 네. 엔젤이 약간 밝은 분위기니까 네. 디자이너를 약간 이렇게 갔다가 네. 약간 악마처럼 째려보고 그 다음 엔젤을 가면 은 약간 그 안전에서 오는 그런 멋있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째려봤습니다. 그러면은 네. 나인씨가 말해 그래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때려봐가지고 아 카메라가 화나가지고 야 아, 중간에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어, 자 야, 그렇다면 나인씨가 왜 계속 계속 계속 화난 보야 이러면서 저 화가 났대요 저 뭔데요? 어떻게 하세요? 그러면 영상 편지 사과 그러면 나인씨가 카메라한테 사과 미안합니다 제가 째려봤죠 네. 네 그럼 자 이제 정말로 네. 그럼 나인씨가 이번에 네. 팬분들에게 디자이너와 엔젤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? 아 관포? 네. 관전 관전 포인트 무릎 쪽에서 시작하는 아, 무릎 그 주시형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쓰는 부분 네. 네 몸을 쓰는 부분 네. 이게 아주 아 놀래라 네.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일단 그 유정 씨의 그 섹시함이랄까 아 나도 <laughs> 아니 아깐만 아니 아니 아니 네, 아, 그 방금 그 리에 씨의 그 뒤에 파트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고 준영이 원샷 아 뭐죠? 준지 준지 준지 어, 잡 이거 인사하는데 하트 한 거예요 살짝 하고 어, 어, 준지 하트 했어요? 네 오, 근 네. 주셨어요? 네, 네. 아, 뭐야. 음. 여기까지 엔뇨입니다. 엔젤 엔뇨. 표정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. 와, 와, 그러면 우리 와, 나, 와. 아,